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려놓입니다 네, 개미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저희 팀에도 토끼띠. 네. 흑토끼띠의 네. 주인공들이 바로 있,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 네, 한번 소감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흑토끼? 아, 흑토끼 원이 하겠습니다. 네, 흑토끼 원. 네, 우리 설날인 만큼 이제 우리 라이언 분들 이제 따뜻한 명절 보내시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밥담 밥담 밥담 네. 네. 가족들이랑 같이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네. 우리 설날 재밌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후토끼쭈 얘기해도 됩니까? 후토끼쭈? 후토끼쭈 네.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토끼들 우리 애기 라이온들 절 열심히 하고 많이 많이 받으라이 오. 아 여기 있네 아, 여기 있네 라이온 아, 여러분 네. 라이온 여러분 항상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